일단 음, 식초를 풀어서 식초물에 적이 있어요 그면 울퉁불퉁한 표면을 음, 표면 안에 있는 그런 농약이나 이물질을 씻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. 것들을 시트커밍으로 헹궈줍니다. 이번에도요. 베이킹소다를 그렇죠. 네, 똑같이 소금이랑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도고로 이런 우들두들한면 같은 거 있는데 잘 보고 15분 정도 담그라고 그러더라고요. 있고 어? 지금 어. 냉창과 온창, 온창과 냉창도 왔다 갔다 오늘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키친타올로 앞에 꼭지 이런 부분